반갑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찾아뵙네요, 이렇게. 제가 요즘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, 4시간, 5시간마다 이게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, 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가 있어요.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. 돌 때려고 눈 윙크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. 저번에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아요.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. <laughs> 이, 이거 원하시는 거죠? 이거 이거 맞나? 이거 이거죠?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뭐 양손으로 도 이제 해드릴까요? <laughs> 배고파요? 지금까지 밥 왜 못 드셨어요? 얼른 밥 드세요. 음, 뭐야? 뭐지? 뭔가 딱딱한 게 싶었는데 순간 인줄 알았네 노래?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되나? At My Worst라는 곡 아시나요? 짧게 한 소절 불러볼까요? 제가 그냥 요즘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Can I call at the very end Let me show you love and no pretend I'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뭐지? 이거 박자가 내가 모르는 건가? 죄송해요 잘 몰라요 아, fix you!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'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Stuck in reverse 목을 안 풀어가지고 그냥 소통하러 올라야 되는데 오리고기가 다 붙어가지고 어! 잠시만 하트 heart.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?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? 전 그걸 바라죠. 전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음악적으로는 훨씬 더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, still with you.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. 저걸 켜야 돼? 이거를 켜야 되나? 모르겠어요. 소리를 모르겠어요. 요요요요. 그냥 무반주로 불러야 돼.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눈물 아래 멈춰서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Still with you 여기까지 5 years t or 5 t 어, 저는 태영이 형의 태영이 형 다섯 다, 다, 섯살 태영이 형 선택하겠습니다. <laughs> 태영이 형이 다섯 명이면 약간 너무 빛나가지고 쳐다를 뭐 이게 똑바로 선글라스 있어야 될 것 같아. 태영이 너무 잘생겨서 자 그러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. 제 이 라이브가 재미는 없지만 전 재밌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어첫점 나갔어.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초점을 잡으란 말이에요 오늘 좋은 저녁 그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 안녕